음. 아유 이거 아유 너무 아유 너무 이렇게 감았어 엄마 배가 얼마나 아프니? 있어. 이입 음. 벌리기는. <laughs> 아유, 죽겠대. 응? <laughs> 이빨 돕는 게. 센이나해봤짜지 네 안돼 내가 자르면 안돼 지가 자동적으로 떨어져야 돼 피나 피나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디 보자 또 아유 이거 저쪽 먹지 마 <laughs> 얘가 그래도 얼굴이 제일 깨끗해 <laughs> 야 아이고 참말로 죽겠는 건 아니? 응. 어? 어느 놈인지 와보자 깎았나 봐. 안 죽어 <laughs> 이것도 생명이라는 뜻 싫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잘할래 이제 봐 아이고 애지가 안한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봐 아직 아니. 어디 봐 是。 어, 배꼽 떨어졌다. 떨어졌어? 이봐. 얘도 떨어졌네. 완전 호랑이네, 호랑이.